이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? 이 문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? 선택과 결과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문 앞까지 온 용기